술은 소주지 술은 맥주야 소주라니까 맥주지 눈을 콱 맥주 소주라고 너산 뭐, 하이볼 모르시나 봐? 하이볼? 이게 바로 라벨 5 하이볼 오 오직 라벨 5 하이볼 하이브 하이볼릭 라벨 5